짠!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복근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긴 말 안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네, 여러... 아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근 운동하는 방법이 끝이 났습니다.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